안녕하세요 유리 좋아해요 이번에 나야TV에서 시행한 의무관에 단현되었어요 그래서 7만 구독자 이벤트 실시할 거예요 신청 방법은 이 영상을 좋아하고 유리 좋아 채널 구독하고 아, 이메일도 댓글에서 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보고 싶은 컨텐츠 쓰고 우리 무료 팬분에게 500원 기프트콘 아니 5,000원 기프트콘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짠짠 음. 잔 콩나물국밥 김도 있어 계란 팝 안에 있네 uju.

네네. 감사합니다.

you want it.